정말? 무슨 선물인데? 음... 어때, 미미? 정말 정말 마음에 들어. 고마워. 흐, 그, 이걸 직접 주면 더 좋아하겠지? 사랑 처음 본 순간부터 널 사랑했어 순수한 나의 천사 나와 결혼해주겠어? 기뻐요 박사님 어어 어, 미 미미 그럼 우리 이제 부부인 거지? 그럼요 자 다들 나와주세요 다 다들이라니 어? 어? 미미, 너무 기뻐요. 박사님 같은 분을 저의 1408번째 남편으로 맞이한다는 거. 저, 저, 1408번? <laughs> 네, 자, 번호표를. 미, 미, 미미! 나, 나 이 새끼다! 뭐야, 미미! 설명을! 자, 다 같이 박수. 에이, 씨, 씨발! この世界に君がいる中のそれだけで構わないんだ路地裏で